係嘛咁你而家呢條數咧就少咗個四喎。冇啊，少數真係冇好玩啫。你你出個收先，我攞個。 기억은? 기억은? 아이哇！出嚟你地主喎，咁你真係要調下嗰啲貧下中農先得㗎。